아 렉이 너무 카운터 아벽 깨지는 명인 줄 알았다 오예 아, 이거 되냐? 에이요, 아 진짜 이거 좀 패치 좀 해줘